어,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

파스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모카 모카 여기 있다 모카 거 모카 거 모카 거 진정해 여기 있어. 어디가 어디가 지갑이 왔는데 어떻 이렇다 없어 도대체 있었는데요? 없었습니다 들들덕하네 맛있어 가야 아이고 맛있어요 불 옆에 있다고 뭐, 도대체 걔 <laughs> 안다고 너무 못해?